너내 동료가 되라 <laughs> 언니 저 고민이 있어요 오빠 친구가 저희 집에 오는 줄 모르고 샤워하고 있는데 오빠 친구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가더라고요 어쩌죠? 아 너가 너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 친구가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갔다고요? <laughs> 그런 일이 가능해? 샤워할 때 다 보통은 문을 잠그고 하지 않나요? 아니 그리고 이상한데? 이게 보통 보면 문을 열려고 할 때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는데? 아니 보통 사람은 이렇게 문 열려고 할 때 샤워하는 소리 들리면 안 열잖아 아 사람 이 있구나 이러고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다음에 또 그렇게 들어오면은 샤워기로 뿌려버려요 <laughs> 내가 이렇게 샤워하고 있다가 누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샤워기를 뿌려 우웅 샤워기가 수압이 셀수록 되게 퇴치하기 좋습니다 샤워기를 막 뿌리면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이러면서 다시 문을 닫을 거야 죄송합니다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이러고 이제 나갈 거야 옛날에 <laughs> 아니 옛날에 나 저런 경험이 있는데 내 친구가 중학교 때였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가 그때 이제 샤워를 한다고 이제 욕조에서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걔들이 문을 따고 들어온 거야 내가 문을 잠궜는데 걔들이 진짜 신기하게 뭐 책받침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린대요 책받침 같은 걸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야 걔들이 그래서 내가 야 뭐해 이러면서 막 샤워기로 공격했어 샤워기로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면서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퇴치를 했구나 싶었는데 좀 있다가 문을 열더니 내가 샤워기 뿌렸더니 우산을 어. 들고 와가지고 <laughs> 우산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진짜 짜증났던 기억이 있어요 지구정기지애들 아, 그럼요 나 여중 나왔어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그러면 미친 거죠 야 남자가 그랬으면 진짜 나한테 맞아야지 <laughs> 미친 거 아니에요 야 남자였으면 진짜 밖에 나와서 나한테 진짜 죽었어 진짜 발로 까입니다